와 신세계다 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기 딱 편해? 딱 편해? 약간해? 음, 미끄럼 방지 어... 어떻야 돼? 스티커도 있어? 우와 잘초 눌러야 돼 우와 이거 핸드폰 끼고 키라 했는데? 그 사람이 없었는데 내 걸로 안 하고 내 걸로 한 거야? 미안 다운 받았으니까 어플 이름이 뭐야? 부자 지인님 와 <laughs> 신세계다 좌우로 움직일 때는 吧。